갔다 와. 어, 애진 안 돼. 두 마리 못 가. 이제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어디 갔어? 이제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이제 누구 어디 갔어? 우리라도 붙잡아 놔야 돼. 이지야 중지 어디 갔어?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기 갔다 왔대 이거도 좋아서 저 꼬리 흔들고 봐 thank you